온리원 오브에서 누가 유행을 주로 선도하는 편인가요? 바로 저죠. 제가 바로 유행을 선도하는 편인데 용수가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수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고마움에 약간 징표로 용수의 유행을 밀어주고 있죠. 아 이거 무슨 말투냐고 이거 용수 말투예요. 반갑다. 라이언 사랑한다. 라이언 사랑한다. 빗물질 말투. 내가 뺏어간다. 각오해라. 잘 자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자기 전에 생각나서 잘 잘 수 있도록 잘 자라. 내 꿈꿔라. 핫가이 규빈 오빠 새로운 경보음이 필요해서 저를 깨울 수 있는 말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각이다, 지각이다, 일어나라. 나 비물제 용수다 일어나라. Nope. 이 정도면 용산 저작권료 내할때 사고 내야죠. 미안하다, 용수야. 라이온 사랑한다.